아이고 병원 가자 병원 밥 먹고 병원 가 유르나야 똥꼬 안 아팠어? 유르나야 가도 돼 버렸죠 엉덩이 안 아파? 엄마가 맛있는 거 줄까? 뭐야? 음. 옳지. 음, 아 미안해 <laughs> 입부딪는거 봤어? 오늘 하이파이 아, 안돼 하이파이 발이 안 올라가